돌면 되나요? 아, 그럼요. 아, 아, 저는 신호 <laughs> 드릴게요. 좀큰 금액 거시는 것 같은데? 네? 야, 외에서요 격렬한 거 말고. <laughs> 안녕! 뭐 아, 미안해. <laughs> 이렇게. 아, 아. 민망하네요. 아. 아, 네. 민망하니까 넘어갈까요? 네. 아, 왜 저만 이런 거 걸리죠? 말없이 아이 컨택 1분 2만 원. 음. 음흠. 네, 아, 네, 네. 아직 결정하는 <laughs> 중이에요. 연인의 화를 풀어주는 나만의 필살기는 9,000원. 먹, 먹는 걸로 푸는 것 같아요. 아, 약간 먹는 걸로 꼬셔요? 네. 그럼 만약에 막 다이어트 중이라서 안 먹는 거 알잖아. 아, 전 닭가슴살. 닭가슴살 맛없다고. 닭가슴살 맛없다고 하면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. <laughs> 저는 애교. 자기야, 나 머리 풀렀다. 그 애교 맞죠? 네,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 죄송해요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네. 아 이거 못하겠어요 아네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치명적인 장단점 7천 장점은 그냥 엄청 잘해줘 잘해줘요? 연락을 되게 잘해요 음, 여자친구한테? 네 별로 치명적이지 않은데 아 그래? <laughs> 본인의 보물 1호는? 만 원? 뭐예요? 뭐 가족, 친구 이런 건 안 할게요. 진부하니까. 네.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... 고양이로 하겠습니다. 어, <laughs> 저랑 비슷, 비슷하네요.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아, 강아지. 근데 강아지라기보다는 약간 사람 같은 애거든요. 어떤 게 사람 같은데요?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에, 예, 에. 예. 비닐번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요 네, <laughs> 강아지가 점프를 뛰어서 손잡이를 당기고 네.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요. 근데 영상을 보여드려도 되나요? 아세요? 네. 아 이게 어. 어디 가요? 헌팅을 해본 적이 있나요? 망원처럼 헌팅 해본 적 있어?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? 없을 것 같은데 응나 헌팅 절대 못 당해본 적 있어? 콘대 쪽에서 밤에 음, 음, 이렇게 음. 나가면은 근데 나 헌팅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 가볍다고 느끼 그러면 만약에 헌팅 들어왔다 뭐 음. 번호 좀 주세요 이러면 줘? 안 줘? 대부분 거의? 나 대부분 무시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도? 아 비주얼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하는 사람이 음, 음, 음, 오면 음, 교환해 아 교환해? 어. <laughs> 어. 이제 재밌어지니까 <laughs>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언제인가요? 2만원 두달 전에? 아니, 근 아닌가요? 가장 길게 어겼던 약속 시간을 이야기하세요. 시간 같은 거 잘 안 늦는 편이에요? 아니요, 저 완전 지각 대장이에요. <laughs> 저도요. 아, 그래요? 몇 시간까지 늦어보셨어요? 2시간? 저는 1시간? 1시간. 네. <laughs> 늦으셨을 때 뭐 화를 풀어주시는 방법 있으세요? 그냥 미안하다고 아.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아요. 음, 저는 애교 아닌 애교? 조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뭐, 어, 미안해 뭐 <laughs> 이렇게 아, 아, 아, 민망하네요 아. 네. 어, 민망하니까 넘어갈까요? 네. 연애를 시작한다면 꼭 해보고 싶은 애칭 2만 원 제가 유정이니까 막, 막나뭐이러면 한야 뭐이러면 여자친구한테 하나라고 불려보고 싶었었어요 아 정말요? 아, 네. 제가 불러드렸네요 <laughs> 아니. 아, 아니. <laughs> 아니. 아니. 쩡이. <laughs> 쩡이 아니. <laughs> 네. 하나, 둘, 셋. 잠시만요. 뭐, 어디 뭐 가신 거죠? 너무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? 어, <laughs> 여기 여기 보면? <laughs> 아니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 모르겠어요. 저도. 제가 약간 아기자기 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. 이런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또 너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오래 이어가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. 아, 네 그죠. 재밌던 경험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네. 안녕히 가세요. 바이바이 킹. 앞으로도 한 번 하실래요? 네. <laughs> 고맙습니다 <laughs>